나 이분만 소리 살릴 거야 <laughs> 진심으로 <laughs> 그것도 어? 0에서 200까지 할 수 있는데 200으로 할 거야 안돼 야 이거 먼저 써너 미리 모르지? <laughs>